이거 텔레포 각도 따라가지고도 돌리잖아, 그지야? 그쵸. 이거 따라가지고도 차, 이 사이사이 있는 기포가 계속 오잖아. 음.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이렇게. 사실 올라오면. 뭐 얘도 똑같이 안겠습니까 네.